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메인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음, 장난이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막내 휴닝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 있겠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연준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티타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한 발짝, 한 걸음,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Dear Sputnik가 저의 첫 producing 곡이기도 하고, 이걸로 계기로 아마 조금씩 더 많이 producing에 참여하면서 아마 멤버들도 direct 해주고 싶어요. 막 괴롭히고, 아, 예, 열심히 direct 해주고, 아, <laughs>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디렉 해주고 멋있게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나의 장점? 장기라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악기는 뭔가 제가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고 잘하는 그런 제 특기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생 이후부터 조금씩 잊혀가는 것 같아서 조금씩 다시 원상복구 시 시켜놓으려고요 피아노나 기타나 드럼이나 솔직히 드럼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최대한 원상복구 시켜놓겠습니다 휴닝카의 곱하기 금발은 잘생김 금발 천사 같고 또 반전으로 섹시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완벽하고 진짜 최고의 잘생김 꽃미남 <laughs> 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첫 탈색인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 많이 하긴 했어요. 기대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숨겨진 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색다른 나의 모습. 이게 아마 안대를 계속 끼게 된 이유가 아마 그때 눈병 걸려가지고 그 9화 4분의 삼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활동하기 전에 그래서 안대를 끼고 나왔는데 아주 반응이 <laughs> 뜨거워가지고 뉴이라에서도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무대할 때 안대도 끼고 이번에 <laughs> 자켓 촬영할 때도 안대 끼고 해서 그런 숨겨진 나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vibe. 네. 아무래도 그런 표정 연기는 어, 연생 때는 좀 그냥 신경 쓰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데뷔 이후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표정 연기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곡 Zero By One Lovesong은 특히 더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감정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효자곡이다 왜냐면은 제가 많은 지금 곡들을제 이름이 크레딧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작업을 엄청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아웃풋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들어가게 했는데 마지막에 남겨져 있던 트랙이 이제 디어 스푸트니까 슈닝이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뭔 사활을 건 거다. 진짜 이번 거는 진짜 이게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멜로디랑 가사를 했는데 멜로디랑 가사가 같이 들어가줘서 되게 휴닝이한테 고맙습니다 베스트 저는 지금 베스트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 어울리는 머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 얼굴도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갈수록 그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빨간색 에서 노란 아니, 금발로 왔을 때도 저는 금발이 더 낫다 생각했는데 금발에서 은발 하니까 은발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원래 같았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마 활동 시작했으니까 일어날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무대를 녹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산소를 진행 중인데 거기서 무게를 치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손실이 시작되죠. 그래서 팬분들이 막 커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공백기 때 이렇게 해놨어도 활동이 되면 다시 이렇게 완전히 <laughs> 돼서 이렇게 또 해놔야 이렇게 되고 예, 공백기 때 근데 만약 운동 안 하면은 운동 안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점점 줄어들다가 저는 이제 스물 되겠죠. 심장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뇌는 뭐하고 뭐 팬은 멤버들이고 뭐 이런 식인데 심장은 노래인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새로운 창법으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갖고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되게 도전이거든요 사실 뭘 하나 할 때마다 되게 도전인데 제가 여러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얘기 한 거나 저를 잘 아시는 팬분들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은전 장르에 국한되고 싶지 않거든요 노래 특히 노래는 많이 듣다 보니까 또 연습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음원 잘 나와서 이제 피디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피디님한테 나 다음 앨범도 맡기만 주십시오 했더니 피디님이 태연이는 믿지 이렇게 오셔갖고 와갖고 되게 뭔가 감격스러웠어요 예능감이요? 아전 솔직히 전 제가 재밌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근데 근데 재밌대요 다 태훈 그래서 예능감은 나만 모르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글을 봤어요 이 기본적으로 재밌는 사람의 기본 소양은 본인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안 웃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 감정의 변화가 없이 재밌는 얘기를 해야 재밌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 그렇지 않나? 내가 재밌는 얘기인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면 자기가 웃느라고 얘기를 잘 못한다고 이미 자기 웃음을 스멀 웃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랑이죠 네, 제가 가사를 쓰진 않았지만 아니 가사를 썼는데 못 들어간 거고 그럼에도 전 제 가사가 쓴 그 가사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 그래서 My favorite song is anti-romantic 어... 2000으로 하겠습니다 2000딱 2000년도쯤에 이제 이제 아이돌들이 아, 이렇게 하고 나타났어요 진짜 끝장났거든요 사실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께서도 어, 범규 씨는 그냥 앞으로 쭉 장발만 했으면 좋겠다고 장발 진짜 싫어하는데 장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 실장님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모아분들에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더 많은 컨셉을 위해 변화를 많이 줄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B! B 같아요 B Rain um, 자꾸 그 엄하니까 내가 웃기네 <laughs> 뭔가 그 감성이 비 올 때 더 이렇게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 오는 날씨와 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무드등 켜놓고 있으면은 딱 제 감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rain yeah.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다 보니 남들은 안 하는 걸 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안 좋은 뜻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좀 레트로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제 주위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감성 극락 You know what I'm saying? <laughs> 일단 제가 어저께 뜬 티켓을 봤어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역시 어쩔 수 없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 사람의 표정 연기는 다르다 라고 하면은 또 너무 자만하는 것 같으니 글쎄요 약간 근데 제가 표정 연기를 유난히 좀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고 좀 욕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야. 저는 어떤 노래든 리코더로 처음 듣자마자 다 연주해줄 수 있어요 그만큼 음감이 있고 또 이제 형 저는 <laughs> I'm genius, yeah. <laughs> 그래서 아 근데 저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 진짜 어떤 노래를 해달라고 해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약간 저도 하면 좀 신기한데 그 좀 자부심이 있어서 리코더 좀 들고 다니거든요. 언제 한번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드릴게요. 솔직함? 왜냐면은 사실 예전엔 뭔가 좀 예쁘게 꾸미고 싶고 뭔가 그럴싸해 보고 그럴싸해 보이고 이런 가사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는 진짜 약간 어디 보여주기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되게 솔직한 내 마음을 적어갖고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 게 나 소확행 참여했잖아요 수학행위도 제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적었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약간 되게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쓰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 사실 제가 엔딩 요정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무대에서 나오는 표정은 자연스러운데 끝나고 나서 어, 이러고 있는데 그런 표정 막 3, 4초 동안 찍으면 진짜 어색해 미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제 제가 좀 엔딩 요정이 주로 될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쁘게 나오도록 새로운 취미? 음 왜냐면은 사실 취미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새로 빠진 취미이고 벌써 앨범을 하나 다 채워갖고 새 앨범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찍고 있고 남들이 보면 저게 뭐가 재밌겠냐 싶겠지만 그 제가 다음에 한번 스크리터도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진짜 많거든요. <laughs> 이게 약간 실패작이 되게 많아요. 데 뭔가 실패작도 진짜 못생기고 웃기게 나오는데 약간 그것만의좀 매력이 있습니다. 꾸안꾸 <laughs>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아니지 신경을 아니 잠깐 내가 못 입는 게 아니고 안 입는 거다. 근데 정말 저 숙소에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약간 좀 저 왜 저러고 다니냐 싶을 정도로 진짜 좀 이렇게 후리하게 입고 다니는데 밖에 나갈 땐 나름 차려입고 나간 거거든요 제가 너무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또 차려입을 때는 잘 차려 저 지금 옷장에도 굉장히 멋있는 수트 같은 거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도록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사실 저는 폐암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동물원을 빠져나온 편에서 범규랑 저랑 이렇게 뭐지 네 두 번째 걸음만 하면서 이렇게 범규가 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 턱을 쓰었나 하고 이렇게 같이 일어난 게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범규가 연습할 때마다 뒤통수 쓰다듬 때도 있고 턱 쓰다듬 때도 있고 막 입술을 뜰 때도 있고 이러면서 저희 이제 장난으로 연습할 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재밌게 연습했던 기억도 있고 또 이번에 제로바이올 럽송에서 많이 봤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연준이 형이랑 근데 또 컴백쇼 비하인드로 나왔지만 연준이 형이 안무를 바꾼 거예요 원래 이제 아, 어깨를 이렇게 딱 얻는 건데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진짜 뭔가 더 연준이 형이 약간 치명적이게 보일 수 있고 되게 잘 살리는 방향으로 연준이 형이 바꾼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파란 머리 때만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확실히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진 느낌? 흑발을 함으로써 네 그런 느낌 좀 만족스럽습니다 작사 제가 해서 이제 곡에 들어감으로써 뿌듯하고 어쨌건 간에 아티스트로서 뭔가 그런 어쨌든 곡에 저의 그런 생각들이나 제, 어쨌든 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좀, 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네. 누를지는 바로 한 번에 되게 잘 나온 가사고 나머지는 제가 전체 나머지 곡 두 개는 제가 전체적으로 수정을 다 받고 한 땀 한 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가사들이라서 즐거움이죠 사실 저한테 저한테 있어서 춤은 항상 즐거움이고 도전이고 어, 뭐 이번에 컨셉트러또 컴백쇼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마무리 했었고 그때도 사실 원테이크로 <laughs> 찍었었고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해냈고 저한테도 되게 도전이었지만 스스로 해냄으로써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모아분들께서도 뭐 알아봐 주시고 더 좋아해 주셨고 되게 즐겁고 뿌듯한 것 같아요 감개무량 <laughs> 감개무량 플러스 뿌듯함 플러스 인정 <laughs> 저는 어, 감개무량합니다 네 너무 영광이고요 아 플러스 영광도 할게요 영광이고요 <laughs> 어 정말 너무 뿌듯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우리 모아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 중에 제일 좋아하고 네 뿌듯해하는 별명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인정함으로써 그것은 제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어, 또 인정해야 제가 좀 더 부담감을 갖고 좀 더 그 별명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니까요 네 지어주신 별명 잘 간직하고 더 열심히 하는 연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4세대 이보입니다 아뭐 쉬움 <laughs> 아 모아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과연 연준이는 한 번에 탔을까 뭐 T자 주차에서 뭐 안 깎이고 잘 들어갔을까 뭐 연준이 운전 실력은 어떠할까? 정말 연준이가 미비 촬영할 때 운전을 직접 한 게 맞는가? 네, 저는 한 번에 붙었고요. 실기도 바로바로 붙었고, 아 실기 바로 붙었고요. 아, 도로 주행 바로 붙었고요. 그냥 원샷 원킬이었어요. 나. 물론 T자에서 탈선을 한 번 하긴 했는데, 아뭐 T자 조차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전한 번에 붙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칼군무로 하겠습니다 어뭐 저 뭐 누구 입장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저희끼리의 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칼군무로 맞추기도 하고 특히 아뭐 이번 타이치곡 같은 경우에 감정을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칼군무를 하긴 하지만 좀 더 감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저는 이번에 No Rules 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되게 잘 맞더라고요. <laughs> 특히 이 시계 돌리는 게 다들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끝나가지고 완벽한 칼군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성장 중. 저는 진짜 앨범이 거듭될수록 더 멤버들의 그런 뭔가 퍼포먼스적인 역량이 늘어남이 너무 눈에 보여요 이제 궁극적으로 안무가 느는 게 아니라 춤이 늘려면은 이제 춤을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안무가 연습되면서도 춤이 같이 연습이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안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멤버들 당연히 춤도 같이 들고 그랬을 때 어느 안무에 넣어도 기본적으로 소화해내는 능력이 점점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몰입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멤버 다섯 명이 다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고 또 춤도 잘 추고 하다 보니 어 뭔가 그 무대에 더 몰입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는 저희 팀 퍼포먼스에 되게 자부심도 있고 음 그래서 이번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단체 합? 왜냐면은 주간 아이돌 직캠 같은 거 찍을 때마다 느끼는데 저희 춤들이 유독 혼자 추면 굉장히 민망한 안무들이 많아요 다 같이 주면은 되게 그림이고 멋있는데 혼자 주면은 오메 저기 뭐야 약간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섯 명이 있을 때 제일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색다름 저희 퍼포먼스는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를 유니크함 어무뿔 자 때도 어느 날 머리 스프리 자랐다 활동할 때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로 하여금 충격이었다고 또 들었고 항상 새로운 시도와 좀 어, 뻔하지 않,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안무는 도피할 수 있는 은시처 <laughs> 도망갈 수 있는 곳 도피할 수 있는 은시처로 하겠습니다 아 저희 말리부쌤 안무 선생님한테서 <laughs> 이제 시작할 때마다 자 안무 레슨 시작해볼까요 하면 이제 한 두 명 정도가 사라져 있어요. 그럼 이제 술래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거죠. 사물함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뭐 하나씩 문 여는데 히니카이 씨 왜 여기 있어요라고 하면 아 장난치고 싶었어요 하면서 다시 안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씨 사물함 은 약간 제2의 집 같은 존재죠. <laughs> 어 약간 어, 좀 더 바로 지금 하기에 약간 체력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한 명이 시선을 끌고 있을 때 한 명이 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찾는 동안 다시 다른 네 명이 멤버들 다시 쉬고 있고 <laughs> 시간을 버는 정도 이제 하드만 있으면 없고 아무 선생님이 딱 도착했을 때 없으면은 사물함부터 열어봐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늦게 끝났고 안무에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비연이 사물함 막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기 없는데요 이러면서 들어왔더니 <gasps> 아 거기 아직 안 왔구나 왜 늦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잔다기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조금 끌어보려고 숨는 거에 좀 가깝긴 한데 <laughs> 어, 근데 은근 거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다 닫고 있으면 세상이 까맣고 한데 또 생각보다 아늑해가지고 좋습니다 아 사물함 아늑합니다 아늑해요 가끔 연습을 하다가 도피하고 싶다 선생님 몰래 숨고 싶다 쉬고 싶다 사물함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또 문 닫으면 깜깜해갖고 또와 되게 되게 잠 잘 올 것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란 말이죠 아 저는 베스트 브랜드로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모아분들이 힘들 때 뭔가 언제부터 되게 서로를 찾는다는 게 느껴져서 뭔가 진짜 베스트 브랜드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힘들 때 뭔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아분들이 저한테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베스트 브랜드로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내 <laughs> 정신적 지주 <laughs> 약간 뭐 어떤 아티스트나 그렇겠지만은 제가 멤버들을 봤을 때 멤버들은 진심으로 팬분들을 보고 힘을 얻는다는 걸 제가 되게 느꼈고 저는 그냥 단순히 뭔가 힐링, 위로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저한테는 제가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항상 뭐 불씨는 저도 시작이 저니까 근데 거기에 부채질 해주고 기름을 쏟아주는 거는 모아의 존재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원의 단짝 영원한 친구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 뭐 그냥 항상 이렇게 뭉쳐있고 떨어지지 않는 존재 같아요 저희 투마로바이투게랑 모, 아랑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모아랑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막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laughs>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가 돼서 영원한 단짝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필요할까요? 일심동체? 그... 전 되게 신기한 게 이번 컴백하면서 또 느꼈지만 항상 매 컴백마다 그러는데 뭐랄까 되게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컴백할 때마다 막, 막 음원 듣자 뭐 동영상 보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모아분들이 투모로우바이투게 멤버인 것처럼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훈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좋아하는 가수를 본인 일처럼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 세개 타이틀 No Rules, Dear Sputnik 이 세 곡인데 요즘에 계속 들으니까 좋은 거는 Magic이랑 밸런스 게임 정도. 근데 이 세 개는 진짜 고정인 것 같아요. 타이틀 Dear Sputnik, No Rules. 데모를 처음 받았을 때는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멤버들 걸로 마스터가 된 거를 들었을 때는 No Rules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Frost를 뽑아요 되게 Frost는 왔을 때부터 아, 장난 아니겠다 이거 진짜로 했는데 너무 멤버들이 제가 볼 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었어요 Frost를 프로스트를 한국어로 부르는 거의 최고봉이 멤버들이 한 버전인 것 같아요 노르즈는 아무래도 제 화음이 조금 많이 빛을 발했죠 사비에서의 화음이 저도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었어요 막 여섯 개? 일곱 개, 여섯 개 막 이런데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와 양쪽으로 퍼지는데 스피커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걸 들으면은 뭐 이어폰도 마찬가지고 헤드셋도 마찬가지고 그게 들으면은 완전 공간감이 그래서 저는 노르죠 뽑겠습니다 전 안티로맨틱이요 뭔가 그 내용도 되게 좋긴 한데 그런 분위기? 보기 주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굳이 안티로맨틱이 아니어도 이 노래 되게 좋았겠다 하는 곡인 것 같아요 이번 그냥 이번 앨범 말고 그냥 모든 앨범을 통틀어서 노르즈가 저는 최애입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Anti-Romantic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아마 맨 처음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끝난 녹음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고 수정도 되게 많았고 이래갖고 사실 녹음하면서부터 이미 지쳐버려갖고 막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노래는 아닌데 그게 저희 누나도 그렇고 매형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또 멤버들한테 물어봐도 멤버들 가족들도 다 약간 안티로맨틱을 다최고로 뽑더라고요. 어, 어, 그 이제 안티로맨틱이 뭔가 제 3자의 입장으로 들었을 때 제일 최고로 많이 뽑히는 것 같아요. 타이틀. 네.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뭐 타이틀을 제외하라고 제외하고 고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타이틀은 정말 저의 아무리 들어도 저한테는 1순위일 것 같고 이번 타이틀은 정말 제 가슴을 너무 많이 울리는 노래라 타이틀 타이틀의 Say You Love Me 거기 범규 범규 맞나요? 범규 그 사람 파트인데 뭐 다른 분들도 있지만 뭐 범규 맞나? 그 사람도 이 파트가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분이랑 이제 그 서리님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세율럼이로 하겠습니다 범규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원으로만 들으면은 비어스 포트니까그 이거나 글라 아아아 아, 이게 진짜 그 파트 제일 좋아하고요 나 나 나 하고 저탕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내려갈 때 아저 어제 컴백쇼 뒤에 세이얼미할 때 부분을 봤는데 어, 저 잘했더라고요 제가 표정을 좀 잘했더라고요 좀 섹시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killing 파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브릿지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수빈이 형이랑 연준이 형 듀오 듀오로 같이 이렇게 듀엣으로 같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게다가 저 브릿지 멜로디를 너무 좋아해서 브릿지가 killing 파트라고 생각하고 노르즈는 뭐 다들 아시겠죠? 이거랑 이거 그리고 골반 돌리는 거그 hook 파트가 killing 파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많다. 지금 Magic의 영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창법을 바꾼 타이틀이나 Frost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killing 포인트는 휴닝이의 Frost 웃음소리 처음 시작 그거는 진짜 못 따라할걸요 다 그리고 휴닝의 그 라이브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100번 시키면 100번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콘서트 때 이제 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진짜 진짜 그거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 지금 막 무대 연출 막 저는 지금 이미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진짜 기깔 나겠다 이게 있어갖고 휴닝이의 Frost 웃음소리일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혼돈의 장 FREEZE로 컴백했는데요 정말로 좀 길었다고 느꼈거든요 보니까 7개월 정도 걸렸는데 되게 텀이 길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이번에 또 정규 앨범이잖아요 또 8곡이 수록돼 있으니까 이제 곡도 듣는 재미도 있고 사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모아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진짜 이번 한 달 동안 2월 6월에는 그냥 한 달 이후에도 계속 같이 즐겨보죠 화이팅!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야 여러분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명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혼돈의 장 FREEZE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희가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 활동 남은 활동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공백기가 있는 다음에 나왔는데도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번 활동 무대 하나하나 다 최선 다해야 되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여러분 이번에 제 혼돈의 장 프리즈 앨범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어, 사실 부담감 많이 갖고 어, 또 이번 이번 앨범에 모아분들한테 정말 멋있는 모습 잘하는 모습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7개월간의 공백기 동안 정말 많은 노력과 연습과 어, 부담감을 안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저희 타이틀곡 Zero by One 러브송도 너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또 앞으로 남은 활동이 많으니까 어,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재밌게 놀아봐요 감사합니다 안녕